너는 농구 선수가 답이다. 아 슬퍼. 말하는데도 왜 이렇게 슬퍼지? <laughs>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요만큼 오는 친구가 아씨 진거라 이러는 거야. 심했다. 진짜 내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서 나는 사람 닮았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어봤어. 그러니까 도라에몽의 아... 가필드, 어? 보거스 닮았는데? 가끔씩 고창석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막 사람 나왔네? 아 그건 잘안 나. 야 초등학교 때는 컸어. 나름 이제 안 들어도 웃겨. <laughs> 나름 한 반에 30명 있으면 뭐 17번째? 아... 가끔 반 잘 만나면 한 20번 때도 뭐 가보고 아... 왕년에 그랬었지. 근데 이게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앞으로 급격하게 오더라고. <laughs> 선생님 좀 앞으로 알겠는데? 이만큼이야? 아, 좀더 와. 내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뒤로 계속 가라는 거야. 그래서 나는 뒤보다는 앞이 좋은데 항상 작은 척을 했지 굽혀가면서 이렇게 아 앞에 앉아서 나는 좀 보고 싶은데 항상 뒤로 가라 그러고 공부 잘했어? 그럴 리가 나 영화 말이야 영화 아, 아, 방학 때 그 영화 보잖아 <laughs> 뭔가 그거. 보고 싶은 어, 거 그거 어. 옛날부터 키가 크다는 이유로 위에 달려있는 선풍기 음, 음, 음 이렇게 내가 정돈다있어와 물건 같은 걸 꺼낼 때도 높은 데서 내가 꺼내주고 커피 정리하고 그러면은 찬장에 손이 닿아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물건을 보통 올려놓을 때 이렇게 잡잖아 어. 그 약간 이제 <laughs> 뭐예요? <laughs> 버스나 이런 데 갑자기 막 잡고 탕 놓잖아 아 자기 내릴 거라고 근데 그게 되게 세게 탁 봤거든? 빡! 소리 나고 존나 아파 <laughs> 맞아봤어? <laughs> 이거 이거 잡고 있는 사람 여기에 맞아본 적 있어? 아 진짜? 아이고 아씨 일단 이거는 잡을 수 있지 이제 까치발이요? 단화 신으면 좀 힘들지 아딱 <laughs> 이렇게 가는데 술 엄청 먹고 막 그런 아,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, 근데 이, 이 앞에 아, 내가 있어 아, 어 진짜 싫어 아... 만나는 애들마다 야 오늘 뭐 신을 건데 제발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어깨가 굽고 자세가 이런 게 항상 같이 생기면 애들이 막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위축돼가지고 자세가 계속 이렇게 굽어져 나도 허리 디스크 지금 직전인데 교정 안 해 왜, 왜 교정 안해 하니까 하면 더 커진다 그래가지고 넌 건강하지 <laughs> 한국 모델들이 입고 있는 핏이잖아 보면 안 되잖아 아 나도 나도 안돼 나도 안 되는 게 다 짧아가지고 어? 어? 어? 아딱 보면 은 엄청 이쁜 거야 구매를 한번 해봤어 딱 왔는데 어? <laughs> 옷이 3만 원이면 난 3만 3천 원에 사는 거지 아, 수선 비용이 3천 원이니까 온라인으로 잘 안사 이제 허리를 맞추면 바지가 짧고 아. 핏이 되게 안 예뻐 아, 그러니까 불편하겠다. 어, 나 되게 불편해. 너 어, 아, <laughs> 되게 불편하겠다. 넌 돈이 많이 내잖아, 10만 원안 불편하지 않아? 응, 안 불편하지. 어. 나 다나 좋아해. 어? 어? <laughs> 어? 다나 좋아해. 왜? 다나 왜라니? <laughs> 나는 옛날부터 그냥 높은 걸 안 신었어. 신어보고 싶은데 신으면 더 커지니까 그게 아. 너무 싫은 거야. 또 현타가 오는 거야. 내가 왜 예쁜 신발을 신으면 안 되지? 모르겠다. 하고 그냥 이제 높은 거 신지 오늘도 한 6cm 신고 올려다가 오늘 어, 신고 오지? 너가 안 볼 것 같아 <laughs> 아, 무슨 소리야 <laughs> 야 니한테 적합한 남자가 있대 190이래 야 190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왜? 전에 이제 키 좀 많이 봤다가 아, 남자를 못 만나겠더라고 어, 그렇게 걸으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지 에이, 음. 작던 크던 나는 이제 그 친구들이 소개할 때 어떤데? 그러면 아걔 음, 사교성 좋고 어, 집 가까워 어. <laughs> 여기까지만 듣고 받을래 안 받을래? <laughs> 만나는 봤어? 아니 아니 궁금 <laughs> 아니 궁금했어 근데 그게 어릴 때 만났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거라고 뭘 해? 네? 응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<laughs> 나는 좀 약간 삼각대 세워놓고 전신으로 예쁘게 다 이렇게 그런 걸 안 찍으려 고 그래 음. 그래서 무조건 셀카나 딱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난 이러고 있고 아. 걔는 이러고 있고 그런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다 어. 좀 해보고 싶은 어, 해보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나는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표정 이상한데요? <laughs> 그런 못함이 아니라 뭘? 약간 귀여운 이미지잖아 조금 작아서 아담한 스타일이고 싶은데 애들 다 징그러워하거나 성숙하게 막 보고 그러니까 멜빵바지나 귀염귀염하게 그런 거 입어보고 싶고 구두도 신어보고 싶고 나는 한 187? 8? 응?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 윗공기 맞고 싶어. 잘, 어, 어 맞아 맞아 맞아. 뭔지 알아. 아,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는 게 막 한 185 정도 친구랑 같이 걷다가 계단 높은 데가 있으면은 얘보다 조금 커. 야 씨, 상쾌한데? <laughs> 윗공기가 다르잖아. 어, 시선이 다르니까. 음. 그렇게 낮은 알. 아. 근데 좋은 점은 이제 내가 길치거나 애들을 좀 많이 잘 잃어버리는데 애들이 날 찾아와 어 경아 저기 있다 이러면서 애들 막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, 알아 찾아 어떻게 찾았어? 이러면 너 혼자 밖에 서 있던데 이러면서